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벌써 신규 확장팩 용의 강림이 다음주면 출시됩니다 전장 공개 이후 스트리머분들이 전장 위주의 생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스펀도 전장 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용의 강림 출시 이후에는 새로운 카드들과 새로운 덱들로 좀 더 재미있는 하스펀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게 아 뭔데 이런 장난하냐 아니 말이 돼. 야 이거 개바지. 새로운 하수인들을 레벨업. 어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아 뭐예요 이거 씨. 아, 내, 아니, 나 지금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데, 아니, 아니, 왜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아니, 마, 뭐야, 이거, 나, 아니, 어쨌든 기계로 갑시다 고철 로봇을 뽑았다, 뽑았다는 거는 이건 기계로 가자는 뜻이야 다른 거 집을 게 없었어 말가니스 집을 수 없었으니까 그죠 이거 이거 깨줘요 이거 깨줘 이거 깨면 미친놈 나온다 슈루루룩 나온다 holy shit. 창조 데미지 창조 데미지 미쳤다 미쳤다 이게 이게 다야? 창조 데미지 뭐야? 뭐야, 자, 나, 나 유감씨 어디 갔어? 뭐야, 아리 유감씨 어디 갔어? 뭐야, 어디 갔냐? 나 아리 유감씨 어디 갔어? 나걔안 팔았어. 뭐 어디 갔어? 걔 어디 갔어? 자, 어디 갔냐? 야, 아리 유감씨 어디 갔어? 나그안 팔았어요. 나 다른 데 팔았어. 뭐야, 얘 없어졌어. 한턴 볼까? 3틀린 건? 남자라면 3틀린 건? 아, 근데 얘가, 얘가 개틀린 건을 많이 막아줘.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무기도 좋지만 방패도 있어야 돼. 남자라면 오도도도도도도도 람보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뒤졌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나는 남보다 두두두두두두 아울뱀에서 공업은 쭉쭉 이 나왔는데 아 크크 그, 그, 그. 오케이 하이에나를 버려야 되나? 삐들라 어? <laughs> 뭐지? 어, 뭐지? <laughs> 엄마 곰! 오케이! 너 가, 이제. 얘를 갈까? 싼걸걸 그랬나? 모르겠네요 <laughs> 나 뭐 본 거지? 나 뭐 본 거야? 님들 나 한 4천전 때랑 매칭된 거 같은데? 이거? 자 방울뱀에서 스니드 두개 방울뱀 스니드 두 개 일단 뽑고요 일단은 불안 제거합니다 불안부터 제거하자 그렇지 그 다음에 박물관 아 오케이 효율은 지금 극대화 됐어 지금 아니야 오오오오오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! 어, 고마, 고마. 여기, 여기. 아! 까비, 까비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이거 이겼는데? 문신술! 하지만 상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 안했 도적 주문으로 이겨야죠 뭐 어떡해요 첩보도 있어 카드가 없다. 자 이게 토구 해글보다 나아요 무에서 힘을 안 잡아? 넌 뒤졌어 일단 이거 확정이야 고민하지마 구릉이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조졌어 이거 야 가자 가자 다 가자 이거 없다 자 맹독보다 더 value 높은 걸 네가 가져올 수 있을까? reroll 오케이 그리고 그거 있어요 한 번에 다 대답만 탈출 그렇지 대답만 탈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내가 이제 나도 급하지 않아 이제 급하지 않아 천천히 같이 천천히 천천히 그 카드는 낼수 없다 무에서 힘을 판자 걸어 한자 걸어 아 나의 그 밥이 잠깐만 잠깐만 자 첩보를 또 집을 필요가 있을까? 집중해야 돼 여기서 이거 어차피 지금 그롬이 있는 거 알았어 아니 첩보가 근데 10장이 8장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없었어 그럼 없었어 <laughs> 그럼 없었어 <laughs> 아 그럼 안 나왔어 아, 아 개자식 아 게임 못해 먹겠네 진짜